축구선수 송정국의 자녀 송지아 양, 가수 임창정의 큰아들 임준우 군, 이 두 명 모두 연예인 2세의 골프 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며칠 전 방송인 강호동의 아들 강시우 군이 골프 대회에 출전했다고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그 골프입니다. 강호동의 아들 강시우 군이 꿈나무 골프대회에 출전하여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죠. 또래 선수들보다 압도적인 피지컬과 당당한 인터뷰 태도는 예전 씨름 선수 강호동에 열광했던 대중들에게 또 다른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강시우 군이 드라이버가 잘 맞으면 230에서 240m 간다고 했는데 이는 아마추어 성인 남성들의 비거리 200m보다 훨씬 더 나갑니다. 아직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됐는데 1년에 10m씩만 늘려도 20살엔 300m를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아쉽게도 드라이버 샷 영상은 볼 수 없었지만 핀에 붙이는 아이언샷과 퍼팅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골프 유튜버라 그런지 유독 강시우근의 퍼터에 눈이 갔습니다. 캐디분에게 퍼터를 건넬 때 잠시 스쳐 지나간 장면에서는 퍼터 회사를 그린 이에 있을 때는 희미하게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디세이 퍼터이며 모델은 2020 Triple Track mallet 퍼터로 보여집니다.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는데요. 저만 설렜나요? 운동선수로 성공한 아버지 강호동 효과 덕분인지 기대되는 골프 유망주 목록에 추가하겠습니다. 나중에 PGA 무대를 누비는 강시우 선수를 어서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도그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 골프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